여러분 다음에 준비되시면 하시고 아, 자 예. 그러면 다들 인사됐으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아, 예. 네. 네. 예.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일단은 반갑습니다. 자 서로들 인사들 그럼 나누십시오. 네. 밑에 얼굴들 다 보이죠? 네. 회장님 네. 차려. 아, 선생님께 경례. 안녕하십니까. 합상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예, 예. 기분이 좋네. 예. 예 예, 예, 예, 예, 저도 이거 아주 이번에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예, 해가면서 좀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하기로 하고 시,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. 아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.